so uh, welcome back to my channel so today uh, we are going to do a little mukbang something i haven't done on my channel yet and it's been like a big rave on youtube lately um, as you can see here i have two wonderful guests with me first you know my sister angela yeah yeah <laughs> definitely follow her on all of her social media i will link everything below and then here i have my brother AJ Hello. from another mother father. <laughs> another mother father. <laughs> if you follow me on Instagram, you have definitely seen him on my videos before, but definitely follow him on Instagram as well. Again, I will link everything in the description box below. Okay, so I'm ready. Today's mukbang is gonna be a little interesting because as you know, we are half Korean, but guess what? So He's half Korean too. <laughs> so we are going to challenge ourselves and attempt to have this entire mukbang in Korean only. What? what? <laughs> <laughs> so we cannot speak English at all. And as you can see, or I don't know if you can see, but we have some drinks here. It's a little bit of drink and drink, okay? <laughs> if you fail at speaking Korean the entire time, like you accidentally say something English or you cannot complete your thoughts, you're gonna have what to take a drink. What do you mean we can't complete? See that? Um, mm. Uh -huh, you can't complete your thoughts. What? You're gonna have to take a drink. Said English. Oh, I know. She, y'all, she's first. <laughs> she's changing up. The rules. Because I don't be speaking Korean, you just like, never mind. Because <laughs> okay. <laughs> you can't finish your thought. So if you can't finish your thought, you also You could just be like, mm, good. <laughs> That's it. Ah, anyway, so we are going to do all Korean, um, but I wanted to go ahead and start this in English just because I don't know how to say all of this in <laughs> Korean, to be honest. All of us are just kind of mediocre in Korean, I think. Angela might have the best pronunciation. AJ has the best, has grammar. The best grammar and, and vocabulary. Vocab. I'm just somewhere in the middle between them two, okay? <laughs> <laughs> so we'll go ahead and get started. I'm um, so ready. 배고파요. 그럼 여기부터 한국말만 할 거예요. <laughs> 시작합시다. 예. Okay. Oh. 어. No, drink. Wait. 근데 oh. <laughs>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다 오케이. Okay. Okay. 어, 오케이 해. 뭐야? 어. 드링크는 영어 아니야? 먹어 먹어 먹어. 아니 한글 아니야? 아니야. 아, 마셔라 마셔라. 우. 셔 어, 음, 그래서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<clears throat>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? 이거 슈렌토 스테이크 버거 먼저 먹어볼게요. 뭐 이거 뭐야? 이거 다 미국 메뉴 에? 에? 없어요. 없, 없는 거 없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so, 그냥 다 영어 했어요. 영어 했어요. 손을 <laughs> 한글만. 이거 진짜 어려워요. 누나들이랑 응. 한국말을 절대 안 해서 편하게 말, 말해도 돼요. 예. 어. 네네네 그냥 편해. 오케이. <laughs> 이거는 뭐 새우 스테이크 버거예요. 안에서 여기서 새우 있고 여기는 스테이크 버거 있어요. 새우 없는데. 오케이. 새우 네, 없어? 레디? 응. 아 여기 있네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음. <laughs> 음. 좀 매워. 잘안 먹어요. 음. 이거 많이 맵지? 많이 안 매워. 괜찮아. 네, 음. 괜찮아. 맛있어. 음. 음. 세유 진짜 세유야. 음. 세유 보여줘 저 있어. 음. 아 여기 있다. 세유 진짜 세유 있어. 진짜 진짜. 음 맛있어. 아우. 음. 이거 왜 먹어봤어? 우리 같이 먹어봐야 돼. 미안. <laughs> 어때? 음. 뭐야 이게? 어, 괜찮아. 트러플 플라이. 조금 달라. 그 달콤해. 야, 달, 달. 달콤한 맛이 있는데. 음. 감자튀김 먹으면 음 달콤한 맛이 별로 별로예요. 음. 먹을래? 안 먹어. 뭐래 싫어? 응. 싫어. 싫어. 싫 음, 다른 거 먹어야 돼. 많이 먹지 마. 배고파. 다 먹을 수 있어. 같이 <laughs> 안 먹었어. 나도 그냥 뭐 단백질 쉐이크만 먹었어. <laughs> 뭐라고? 단백질 쉐이크. 단백질 쉐이크. 단백질? 응. 이거 단백질 몰라? 몰라. Anyway. 어. <laughs> 와플 그냥 와플 아니야 이건 아마 볼케이노 와플 아마 볼케이노 와플은 아마 어? 이거 그냥 와플? 뭐야? <laughs> 어, oh, no, 이거 불고기. 불고기, 아. So, 이거는 불고기 와플 한번 먹어볼게요. 불고기 와플은 그냥 불고기 소스 있어요. 근데 고기도 좀 달라. 진짜요? 응. 잠깐만, 너 마셨어? 마셨어. 안 아, 봤어. 고기만. <laughs> 뭐야? 봤어. 음, 음, 못 봤어. 했는데. 토마토 먹어서. 아, 맞다. 에제는 토마 싫어해. 에제는 안 건강해. 까따로워요. 안 건강해. 안 건강해. 안 건강해? <laughs> 어때? 무서워? 어. 음. 음. 음. 약간 바비큐 소스 맛 같아. 인정. 음. 음. 그냥 바비큐 소스 같아요. 물고기 맛 아니에요. 음. 음. 음. 음. 소스 너무 맛있어. 음, 이거 맛있어요. 그런가? 그 음. 롯데리아보다 음. 롯데리아보다 더 맛있어요. 음. 나는 이런 음식 많이 안 먹어. 음. 맥도날드, 버거킹, 롯데리아. 난 다 먹어요. <laughs> 저질 말고 생각나요. 잘 마셔라 마셔라. 자질 자질. 마셔. 퀄리티 어, 높아요. 어, 버거킹? 음. 음.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. 생각 생각보다 생각보다 세요. cartoon or like a comedy. I'm like, oh, oh, I'm dying. And t h e s like dying. <laughs> 진짜 생각보다 세요. 반반 테킬라랑 오렌지 주스 있어요. 야, 내 거는 이만큼 했는데. 근데 한, 아유, 눈물. 한 샷으로 해야 돼요. 만들어야 돼요. 이건 누구 만들었어? 몰라. 어, 이거 야, 물 너무 많아요. 수, 이거 술 너무 많이 넣어. 빨리. 많이 넣었어요. 응. 아, 웃겨. 나랑 거야? 이거는 볼케이노. 아마 볼케이노 어, 그 들으면 약간 매운 음. 거 그, 아! 매운 같아 고추가 있어 난 이거 아마 안 먹을 거야? 못 먹을 것 같아 좀 먹을 수 있어 맛있겠다! 음, 음, 칠리. 칠리 그리고 <laughs> 할레페뇨 이거 다 들어갔어요 이런 거 좋아요 음 맛있겠다 좀 점. 점. 뭐. 어. 마셔. 좀 메시 보여요. <laughs> 메시 한골은 뭐야? 나도 몰라. 어. 안 깨끗해. 깨끗해 반대말. 어 맞아요. 먹어볼 거야. 음. 준비. 알라페뇨 여기 있어요. 맛있겠다. 아이고 참. 완주 떼. 완, 패 완패. 아려. 음. 먹고 마셔, 먹고 마셔. 아. 음. 다시 해. 음. 네. 음. 음.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. 음 에이지가 바지에 뭐 떨어뜨렸어 음. 음 맛있어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, 제일 좋은 거예요 아오 어. 어. 저는 매운 거 진짜 좋아 <laughs> 다시 왔다 그럼 지금부터 뭐 질문 뭐 물어볼게요 음. 한국어 어떻게 배웠어? 태어날 때 그냥 말했어 <laughs>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한국말을 했는데 음. 그때 엄마한테 난 내가 엄마한테 영어로 음. 항상 썼어요 음. 그래서 어리다. 한국 왔을 때부터 음. 한국말을 말하는 것을 그런 거 시작했어요 그래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음. 얘기하면서 배웠어요 음. 그래요 나는 한국 올때 전에 나 한국말 할 줄 아는지 몰랐어 그냥 올 때 누가내 말인데 갑자기 그냥 으아 나왔어 나는 공부 조금 했어 뭐 YMCA에서 공부하고 하, 하, 하고 공부하고 친구들 같이 더 말 말했어 이렇게 배웠어요 잘 먹었어? 아직 l a 은 한국에, 한국에서 몇 년 살았어요? 어... 이, 거의 2년 되었어요 아진짜 그냥 2년? 2년? 2년만? 8월에 8월 초에 2년 음. 돼요 음. 음. 우리는 7년? 7년 7년 오케이 우리 마지막 버거는 치킨 버거입니다 밸런스 치킨 버거 왜 그래? 밸런스는 옷 가게 같아 밸런스 뉴밸런스 뉴밸런스 버거 여기서 코슬러 안에 들어가요 어때? 코스라 음. 좋아요? 안 좋아? 안 좋아 진짜 싫어요 진짜요? 어렸을 때부터 진짜 싫었어요 아, 왜? 어. <laughs> 뭐 어. 왜? <laughs> 조금만 계속 아, 계속 그 어렸을 때 응. 그 아빠가 파파이즈 시켰을 때 응. 우리 같이 먹고 난 코슬라 엄청 싫어서 아빠가 나한테 코슬라 먼저 먹고 일어날 수 있어? 일어날 수 있어 <laughs> 그래서 난 아 고생 많이 했어요. 아, 한 시간 고생했어? 한 시간쯤.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한 시간쯤 그냥 음. 그냥 보고 그 코스라 보고 아, 안 먹고 아빠가 안 먹으면 헌 혼날 것 같아. 음. 그래서 난 음, 나도 아. 창렬도 밥 음. 많이 안 먹었어. 음. 한번 그 마셔라. 짝, 잠깐만 잠깐만 아. 아 굽네 굽네 치킨? 어. 굽네 치킨 어렸을 때 많이 먹어서 아, 진짜요? 이제 싫어요 한국에 살 때? 미국에, 미국에, 있어? 굽 비슷한 아, 베이크드 치킨 아 <laughs> 비슷한 거 근데 그때 그 아홉 살 때부터 음 그런 치킨 너무 싫어서 왜냐면 거의 맨날 음. 먹었으니까 음. 어, 떤 날에 <laughs> 새엄마가 그 끝내 비슷한 치킨 요리했을 요리, 요리해서 난 마지막 사람 음. 마지막 음. 사람 음. 있었어 <laughs> 있었어 먹고 있어서 먹고 있었어 그래서 어. 나 혼자서 아, 아무 없, 어, 아, 무 없, 없고 그냥 쓰레기 안에 <laughs> 아 맞다 돈이야 돈 근데, 근데, 어. 난큰 누나한테 그 비밀로 얘기했는데 그 누나가 알려줬지 큰큰 그, 큰입 있어서 그 큰입 있어서 다른 입? 그 빠른 입? 몰라 어 뭐 몰라 몰라 그 한국말로 몰라요 어. 근데 그 새엄마한테 얘기했어요. 그, 어, 이제 그 치킨 쓰레기에 <laughs> 그 버렸어요. 그래서 새엄마가 그 가장 큰 걸로 줬, 줬고 먹어 이렇게 <laughs> 얘기했어요 진짜 다시 다시 다시, 다시 먹어야, 먹어야 했어요 어머나 그냥 먹어야 돼 이건 뭐야 어. 돈이야 돈 돈은 다로워요 이거는 뉴얼린스 치킨 버거 건강한 거. 어, 건강한 거. 뭐냐하면 코스러 들어갔어요. 응. 코스러 아니고 그 양배추 같아. 양배추랑 그냥 소 아니요, 이거 아, 제약이야. 보라색. 제약이야. 이거 뭐야? 제약? <laughs> 제약이야. 음, <laughs>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제약이야. 아 최고는 최고, 음 제약 받는 말이에요. 음. 상수님 감사합니다. 저만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질문! 하우에서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 있어요? 사람들. 사람들? 한국 사람들? 한국 사람. 아 아니야 그냥 다 사람들 다. <laughs> 사람들 싫어. 이제는? 아 가장 어려운 저는 마셔? 몰라요 어 진짜? 어... 다 좋아요? 아니요 가장 어려운 거는 말 계속 똑같네 음. 난 한국말을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, 그거 제일 어려운 거야? 그 왜냐면 음. 내 생각에는 아마 이만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아마 미래에 한국말을 더 잘할 수 없어, 없을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좀 어려워요 나는 그냥 아마 문화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문화? 음, 미국에서 너무 달라요 사람들은 여기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미국에서 좀 더 프리 <laughs>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도 하면 괜찮고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그 하지만 여기서 뭐 너무너무 맛이 없어? 맛이 없어? 맛있어요 응. 아 미안 이거 한국어로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그냥 그냥, 그냥 영어로 말하고 마셔 음. <laughs> 음. 한국에서 아니 영어 말해줘 돼 안돼 안돼 안돼 한국에서 사람들은 너무 proper! 한국 사람들은 너무 proper 해야 돼요. 일하고 뭐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proper 해야 돼요. 하지만 미국에서 하면 이, 미국에서 그냥 뭐 음, Hi! What's up? 야! <laughs> 이렇게 해도 돼요. 음, 나도 이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 싫어해 <clears throat> 나는 여기인데 하, 이래 학교에 있나 랩을 랩을 여기인데 콩글씨야 진짜 음. 근데 나이 더 먹는 사람 똑같은데 이렇게 올려놨어 나이 때문에 음, 음, 나이 때문에 너무 싫어해 이거 어려워요 문화 문화 이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할 때 알려줄 때 그냥 들어서 음 끝. 다른 거. 어 뭐. 그 한국 사람들한테 그 어, 혼혈이라고 음. 얘기할 때그 음. 가끔 한국 사람들이 그좀 음, 바꿔지. 생각 뭐 생각 그... 바꾸지 않나요? 그런 거는 싫어요. 아 진짜요? 약간 그난아 엄마는 한국에서 왔는데 어. 근데 사람들이 어 그리고 나중에 같이 먹으면 아 김치 좋아해요? 와 김치 좋아해요?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음, 그요 <laughs> 내 아니, 생각에는 그 사람들 그, 바보. 그 어, 바보. 친구 친구 친구랑 그 비슷해서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먹었어요. 먹었어요. 그래서 음. 그런 그런 생각. 표현 그런 어, 행동을 약간 별로예요. 왜냐면 약간 그 그럼이지 그 한국 문화나 음식이나 그 그런 것을 거의 다 아는데 음, 음, 음. 한국 사람들이 그 내 피부 색깔만 음, 어, 봐서 어, 약간 맞아요. 어 김치 모른다 음. 모른다고 생각해요 음. 아니면 어 불고기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어. 아 맞아. 한국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뭐예요? 음식! 음식? 한국 음식 제일 네. 좋은 거?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. 그리고 음. 돈. 돈. 돈. <laughs> 쉽게 벌 수 있으니까 뭐일 찾는 거 더 쉬워요. 아, 뭐, 미국보다? 어, 이, 이거 뭐 한 학생 가르쳐주는 거뭐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이거 편해 편하게 찾을 수 있어 뭐 학원에 어, 가르쳐 주는 거뭐 다른 선생님 방학 가면 다른 뭐 어, 선생님 그냥 3일 가르쳐 주는 거 아니면 한 주 그거 그거도 찾을 수 있고 이거 뭐야 <laughs> 그냥 다른 일들 쉽게 찾을 수 있다 고 이제 아, 아마 아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, 없는데 아, <clears throat>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음, 한국에서 그, 그, 한국 오기 전에 그 엄마 그 외가 가족을 안 만났어요. 음, 그래서 우리도, 음. 음, 한국에서 외가 가족 만났고 그 엄마랑 그 그런 그, 한, 그 외가 가족 사이가 다 이해해요 지금 음, 음.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배우는 거는 그 좋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아. 그래서 그 한국 좋아요 아, 나도 뭐 가족들도 친절 했으니까, 좋아요 음. 한국에 저는 그리고 아, 여행 아, 아 여행 많이 다, 음, 음, 다, 아, 다녀올 수 맞아요, 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한국에 올 때 커넥션 많이 만들었어 아, 그거 콩글리시지? 건, 근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커렉션 많이 만들었어. 뭐 승마 같은 거. 관계. 어, 관계, 어 관계 많이 했어. 그 승마 뭐 다른 사람들 지금 뭐뭐 뭐 취미 같은 거 좋아하는 거 그거 그런 사람들 많이 많았어. 원래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그거 하고 싶으면 엄청 비쌌는데 왜? 나는 <laughs>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봐봐 <laughs> 이거 뭐야? 마셔야 되지 <laughs> 내가 이거 읽었어.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. 한도 <laughs> 말 못해요. <laughs> 그럼 여기까지 할 거예요. 뭐? 어, 네가 제일 가장 좋아한 거. 응. 뭐야? 어떤 거? 어, volcano, volcano 네. 저는 너는 나는 그 새우 스테이크 버거. 아진 치킨 같은 거그 고슬라 없을 것 같아요. 어.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뭐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건강은 조심하고 다음 많이 비... 마셔. 물, 물, 어, 물. 어, 네.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. 안녕. AJ, scoot to your left a little bit. Okay. a little bit more. Look at yourself. Ah! Okay. Bye, Felicia. Bye, Felicia. I won. I won. I I told you I ain't gonna speak no English. That was hard as heck. Look at all the English I spoke. Putting more orange juice in mine. No, because you had more than me. I don't understand. Mine doesn't taste that strong. Well, then did we switch? I got the strong too. Is it strong or is it, am I just weird? Ah! Yeah, see? Ah! That's why, I, ah! that's why I fell out my chair. No, hers is <laughs> ten times so worse funny. than ours. <laughs> that was so funny. <laughs>